5도 들어간다. 들 어. 가는 어, 아, 이거 내 집이 최고다. 집. 어. 그, 이지능이 발달될 거예요. 머리도 저렇게 크니까. 그래도 생각하는 게 많아. 예. 어. 생각하는 게 많아요. 갖고 그게 하고 또 키워. 사자 호랑이보다 이거는 머리가 더 있습니다. 미리도 또안 잡혀 보는 거고. 또 올라온다, 저것도. 이거 또 올라온다. 아이고, 멋있는데. 이게 다녀야 할때 벌받아야지. 그렇지. 가만히 있으면 저녁 그러고 자기들 건강을 위해서도 안, 또 움직여야 돼. 아주 거기 들어가라. 아주 들어가 있는데. 아주 쏙 들어가서 있네 아주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하지 않으면 안 돼. 거의 뱀도 그렇고 활동하는 게 없어. 다 가만히 있고 사람 봐도 그렇